쳤어. 섹 뭐야. 신발들 봐. 아, 완전. 아이씨, 뭐야! 아, 조용히 지요. 이쪽 따라 해가지고 해서 네 그때요, 신사가. 생각이 예, 내가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, 예, 기순, 오리 애기가 싹 깨물어 가요. 너 어디를 깨물어? 오랭이가 어디 깨물어? 兵 <laughs> 庫 때 네, 제가 학교 때 Peace. let 여러분! 박수 쳐요! 박수 좀 쳐요! 저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. 네?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. 아유.